자 오늘은 이 슈퍼농부가 어떤 농자재를 사용하는지 저희들이 좀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나방 종류 원예 나방 종류 잡을 때 네. 어,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나방 잡는데 또 이게 아. 감자, 배추, 무, 마늘, 양파, 고구마 뭐 그냥 모든 작물에 거의 등록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개프콘은 원래 그 군대에서 쓰는 용어 아닙니까? <laughs> 뿌리 활착을 하고 난 다음부터 탄력 받았을 때 남들보다 빨리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럼 남들보다 빨리 늦게 신고도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비법 중에 하나 그렇죠 이게 자꾸 이런 거 많이 보여주면 안 되는데 예, 알려주면 안 되는데 <laughs> 지금 저장고 같은데 네.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? 어, 미생물을 저희가 그냥 밖에 두는 게 아니라 미생물 안에 냉장고 안에다가 이제 미생물을 항상 이걸 왜 여기다 보관하신 거예요? 어, 미생물들은 아무래도 높은 뭐 온도에 있는 것보다는 어, 이렇게 냉장을 해갖고 있다가 밖에 나오게 되면 훨씬 더 그 오랫동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 자체가 실온에서도 해소되지만 굳이 이렇게 뭐 냉장고가 있으면 네. 냉장고 안에서 이렇게 그 미생물들을 관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낫죠. 어... 농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슈퍼농부들은 어떤 농자재를 사용할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한 거거든요. <laughs> 이거 웬만해서 안 보여주는 건데 라벨, 라벨 띄고 네? 태우고 막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오롯이 갖다 놨습니다. 네. 자 오늘은 이 슈퍼농부가 어떤 농자재를 사용하는지 저희들이 좀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고요. 또 어떻게 해야 좋은 농사를 짓는 것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지금 농자재를 사용하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 지금 비용이 들어갑니까? 뭐 작기마다 한 달이라고 그러면 파종이 많이 들어가서 한참 많이 쓸 때는 뭐 좀 많이 쓰고 이제 중간에 관리할 때는 조금 덜 들어가는 달도 있지만 평균 잡아서 한 달에 한 2, 300만 원 이상 치는 사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300만 원 정도? 네. 어, 많이 쓰는 편이시죠?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뿌리 발근하기 위해서 초장에 많이 쓰고요 그 다음 중간에 한 번씩 쓰고 그 다음 수확철 다가왔었을 때 그때 이제 또 비대 시기에 인산가리 종류라든지 그 다음 그런 종류들을 또 저희가 또 많이 쓰고 있고요 네. 중간중간에 뭐 살균, 살충제 뭐 아, 여기 지금 살충제 같은데 농약? 네 살충제입니다 이거 밭에 뿌리는 살충제 참한농? 데프콘 네, 아, 요걸 언제 쓰시는 거예요? 요거 이제 무밭, 양파밭, 배추밭 이게 파마농 데프콘 자체가 이게 그 PLS에 등록된 그 사용할 수 있는 농약, 농약 자체가 종류가 많습니다 아. 감자, 배추, 무, 마늘, 양파, 고구마 뭐 그냥 모든 작물에 거의 등록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개프콘은 원래 그 군대에서 왜 쓰는 용어 아닙니까? <laughs>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네요 <laughs> 군대하고 관계가 있네 개프콘하고요 네. 네. 여기 보니까 아 일단 눈에 띄는 게 여기 루엔스 아쿠도 요건 또 언제 쓰십니까? 이제 출연하고 난 다음에 남들보다 저희가 그 기후 조건이라든지 조건이 안 됐을 때는 파종을 저는 미루거든요 뭐,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간 싸움이다 무조건 제 날짜에 심어야 된다 그것도 좋지만 심어놓고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그렇지, 태풍. 굳이 심어서 작물이 수확을 못할 경우가 생기는 수가 있는데 그렇죠. 옛날 말이 소나기는 피해가라. 소나기는 피해가라. <laughs> 오늘 한 줄 나오네. <laughs> 비가 오고 태풍을 두 번 맞은 그 겪은 배추밭이거든요. 아 태풍을 두 번 맞았어요 여기? 네. 그래갖고 지금 배추들이 상태가 안 좋은데요? 어린 잎에서 바람을 바람이 워낙 센 태풍이 두 번 지나가면서 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. 비가 오고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굳이 파종을 막 서둘러서 일찍 들어가서 비 오는 내내 밤에 잠 못 주무시고 설치시고 밖에 창문 열어서 쳐다보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아. 남들보다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 수확 잡기를 뭐 보름 뭐 일주일 정도는 무조건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파종하고 난 다음에 어 이렇게 뿌리 발근이 잘 되고 이렇게 뿌리를 보호해주는 이런 미생물과 인산 질영양제를 쓰시게 되면 훨씬 옆리 활착을 하고 난 다음부터 탄력받았을 때 어, 남들보다 빨리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럼 남들보다 빨리 늦게 신고도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비법 중에 하나 그렇죠 이게 자꾸 이런 걸 많이 보여주면 안 예, 되는데 알려주면 안 되는데 <laughs> 대한민국 농부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? 있는 거 다? 공개하겠습니다. 아, 공개 아, 예. 역시 역시. <laughs> 네. 또 있고 또 파란 통도 있네 이게 뭡니까? 어 요거는 포스트킹이라고 지금 콩에 콩에 이제 지금 꽃이 피고 개화하고 할때 네. 어, 요거랑 그 다음에 예. 분플로라 분플로라 예. 이게 콩밭에 꽃이 피고 이제 꽃이 한두 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개화 촉진을 시켜주고 그 다음 수정을 도와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향이 특그 분플로라의 그 특이한 향 자체가 벌들을 끌어모읍니다 아 이게 집 나간 벌들이 돌아온다는 그 네. 분플로라 네. 아 저도 그 혹시나 싶어서 한번 해보니까 네. 아 진짜 돌아와요? 향이 컴백홈해? 그, 어, 멀리에서도 네. 그 방제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다시 지나갈 때쯤 되면 무슨 향이지 할 정도의 그런 특이한 향이 나온다. 아, 납니다. 아, 나, 납니다. 아, 그래서 진짜 그집 나간 벌들이 돌아온다는 말이 진짜 아.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요거하고 요거를 그럼 언제 쓰신다고요? 음, 콩 자체가 지금 이게 인산하고 가리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질소보다는 그리고 이제 키를 억제시켜 주면서 전류 이동 아. 이제 모든 양분의 이동과 그 다음에 이렇게 개화 수정 꽃 달리고 할 때 지금 이런 제품들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아. 훨씬 그 수정률이라든지 그 다음 그 콩 개수가 많이 달립니다. 콩 개수가 많이 달린다. <laughs> 야, 그럼 뭐 워낙 많아가지고 종류가. 네. 뭐 알타커도 있네요. 네, 이런 거는 이제 나방 종류, 원예 나방 종류 잡을 때 네. 어,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효과가 좋습니다. 이 나방 잡는데 또 이게 좀. 에이, 네. 모든 나, 뭐 배추밭, 그다음 무밭, 나방 종류들 잡아주는 데는 콩밭에도 알타코아를 치고요 어... 네. 뭐한 가지만 치는 게 아니라 알타코아라든지 다른 이렇게 교호해서 한 두 번 정도 쳐주고 나면 그 다음엔 똑같은 살충제를 치면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어... 아. 한번 치고 두 번 정도 치고는 살충제든 살균제든 그 여기 보면 어... 숫자 번호가 있거든요 그룹 28 이렇게 네. 그런 게 이제 숫자를 바꿔줘서 이렇게 다른 계통의 살충제 살균제를 한 번 또 써줘야지만이 효과가 아. 좋아집니다 이것도 연작처럼 계속 한 번에 쓰면 안 되고 돌려 써야 된다? 약효가 이제 그 내성이 생기면서 약이 잘 안 듣게 됩니다 그런 게 네, 한 가지를 계속 치시게 되면 네. 자 마지막으로 이거 심해프로 뭡니까? 이건 이제 동물성, 식물성 아미노산과 그 다음에 해조 추출물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 무 지금 무에 무밭 쳤거든요 무 처음 활착해가지고 잎이 성장하고 할 때 로엔스 아크도를 치고 그 다음 이제 아미노산을 줘가지고 그 바람 많이 불고 이게 그 태풍 오고 난 다음에 작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려 그러면 이런 아미노산 종류 그다음 네, 스트레스 해소제 네 스트레스 해소제 그리고 이게 아미노산이 들어가면서 잎도 일반 뭐 요소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흡수해서 빨리 활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슈퍼 농부가 쓰는 이 농자재들 좀 소개해드렸는데 다 소개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찌됐든 오늘 슈퍼 농부는 요런 요런 농자재를 사용한다 라는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.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꼭 이걸 쓰라는 건 아니죠? 그렇죠. 이거 말고도 같은 종류의 뭐 그 농약들은 농협방 가시든지 농협 가시면 종류가 많습니다. 네. 그 너무 질소질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영양제든 비료보다는 이렇게 그 인산가리 작물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 칼슘이라든지 규산이라든지 그런 종류를 많이 사용해 주시면 이 약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작물을 무조건 좀 튼튼하게 이렇게 키워주시면 좋죠 대한민국 농부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한국농사TV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